찾으려고 애쓰다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했을까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려 너 나를 떠난 뒤로 내겐 어떤 힘이 생겼어 나밖에 기만 하면 세상이 너 채울 수 있어 음, 넌이 하나가 네물한 방울이니까 단한 가지 못하는 것은 널내게 오게 하는 일이 초라한 초능력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 우와!